지브를 더 지브를 더 12위스턴 <laughs> 노클전 들어갈게요 예, 노클전입니다 노클전이에요 아, 예. <laughs> 아 미칠 것 같네 진짜 노클전입니다 여러분 12메르시? 12메르시 공주 날라다니기? 아... 아배 아프네요 진짜 자 12윈스턴 갑시 아, 막서지 특히 막서지 치기 결국겠지와 방금밥 미쳤다 <laughs> 이게 뭐야? 뭐야 진짜? 어, 날아다다미치 진짜. 오. 야 개방장이잖아 이건. 와. 와. 이거 땅에 들기 전에 계속 좀봐세요 이게 뭐야? 와. 아. 어, 어, 매번 진짜 것 같아. 날파리다, 날파리. 12 밀스톤. 어. 씨, 날라는 씨. 모르겠지. 어. 아, 아, 아 너무 배 아프네 진짜 이게 뭐야 진짜 배 아파 아 와 답이 없다 이거는 아, 아 너무 <laughs> 아, 야 이거 <laughs> 아 너무 무서어 진짜 아, 아, 야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아 뭐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야 밀리지다. <laughs> 나 아, 미칠 것 같아 진짜 아나 좀 그만 웃기게 해라 진짜 와 잘할 것 같아 아아 아, 아. 아. 일치 못 보네 이거 아배 아파 아, 야, 게임 안 끝나 진짜 이거. 어, 뭐 어떻게 이거? 와. <laughs> 야 이거 난투전이 난투전 이거 난투보다 <laughs> 더 심해. 아. 아. 아, 손이 안 돼. 화났다. 아, 야, 진짜. 나도 화났다. 어. 아. 와. 역대급 제, 대, 예능, 예능 제일 대박이었어, 이게. 와. 아, 웃겨 죽겠네. 이러면은 중간에 제가 팀을 참가합니다. 시작한 화물은 계속 움직이는 성질을 빚어요. 게임 안끝나 근데 오지마. 어, 이게 뭐야? 와. 와. 나도. 와. 와. 와. 이 게임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아, 뒤질 것같몇 번씩. <laughs> 이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와 미치겠다 이거 <laughs> 추가 시간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누가 이긴 거야 이기긴 할 거야 아마 <laughs> 와 와. 야 추가 시간 추가 추가 시간 안 끝나. 이게 뭐야? 와. 아, 아 웃겨 죽겠네. 아, 야, 추가 시간이 안 끝나요. <laughs> 힐. 자, 이제 합시다. 누구 누구 뭐라는 거 진짜 나로라야. 어디 어디? 뭐? 뭐야? 여기 내 밖에요. 내 밖에? <laughs> 어, 매 아프신 것 같아. 아. 맵을 이게 뭐야? 아,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 그만하자 그만. 아, 아, 아, 일단 지 탈진해 탈진 너무 웃겨서 와. 아. 아 너무 그 상태까지 이게 뭐야 씨. 아, 아, 앞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분 혼자 씨, 이분 혼자 지금 거점 존재하고 있어. 아, 이분 혼자 거점 존재하고 있어. 아, 그만합시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감장님 아, 네, 여기까지 합시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갑자기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